you up in boom boom bosh, boom boom. Tell me I'm the only one that you know. Life could be a dream, sweetheart. Oh, oh, oh, life could be a dream.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하나 둘셋 저기 있다 범이야 저기 저기 저기 있어 으치롱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빨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? 오케이 얼굴 옳지 어, 일어나 옳지 아, 한 바퀴 돌아서 보여줘 돌아 음, 잘가 헤라 물에 들어가 볼까? 이거 오! 왜 들어왔어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디 어디가? 좋아서 그러는데? 아프지 말자 막 간다 우리 둘 다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어, 와. 이리 와 어때? 어, 어,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, 아이 잘했어요 옳지 잘해 옳지 잘해 아니 이거 난간 <laughs> 난간 네, 남생된 게 아니라 남자를 갖고 있는 거야. 이게 누가 안정됐대 이게 사라 이리 와봐 누나한테 누나한테 와 누나한테 와 옳지 옳지 누나한테 누나 이쪽으로 와야지 누나한테 와 누나한테 누나 잡아주세요 소라 오늘 설이 수영도 하고 무역도 했으니까 누나가 이거 꺼줄게 소고기 오케이 기다려 완성 바지 같다 야 식으면 접시에 옮겨서 줄게 서리 접시에 가자 서리도 고기 먹으러 가자 오이 분식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위험나위험나위험나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 언제나